Let's go! Zone

っ

You captured Zone C. 와 잠시만 와 잠시만 와 잠시만 아우 아나 죽었다 아 아차 아, 아, 안 죽어 아직 You captured Zone C